네, 옷 입어야지 옷 입어야지 이거 아이고 좋아 아이, 옷 입어야지 덕이야 덕이야 이거 이거 입을까? 덕이야 이거 입을까? 빨리 입자 가야지 덕이 가야지 덕이 어디 가는데?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왜 어디 가요? 덕이 어디 갈 건데? 어왜 뭐. <laughs> 그러니? 공기 한번 힘드네 공덕이 아 이뻐 우리 공주마마야 누가 그랬어요 음. 우와 차차차 우리 돼지 우와 쪼쪼쪼 아 왜 멈췄어?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일어나보세요 우리 오구 이쁘다 아우 어디 보자 잘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금방 와 엄마 저기야 엄마 핸드폰 두고 왔대 저기야 엄마 핸드폰 두고 왔대 좀만 기다려 핸드폰 두고 왔대요 핸드폰 두고 왔대요 끙끙거려 엄마 왔네 엄마 오는데 왜 그랬어? 아까 누가 소리 질렀어? 누가 소리 질렀어? 어. 신선하야? 너무 통안 되는데? fallen, I have fallen further than I had before. But now I'm crawling, and I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up off that floor. I'm giving it to it, I'm living in it, embracing all the 냄새가 나요? 친구들 냄새가 나요? 거기 독이 같아. 되게 이쁘다. 독이 같아. 독이 같아. 여기야, 거기 거기 싸줘.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네, 고가 되겠습니다. 뭐야? 어때? 요즘 한 어떤 게 이뻐? 여기 한복 봐봐. 한복 이뻐. 어떤 게 이뻐? 봐봐. 저기야, 어떤 게 이뻐? 어떤 거 사줘? 이거 어때? 이거 뭐 저기야? 이거 어때? 뭐야? 저기는 이런 거. 저기는 이런 거. 저기야 이거 어때? 저기야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아니야? <laughs> 정확하셔. 네, 앙증 맞아. 한좀 그랬어. 4X라지 됐어. 3까지 됐어. 3X라지. 이거 사줄까 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사줄까 봐. 저 블랙스완 사줄까? 블랙스완. 어, 블랙스완. 블랙스완. 저기 블랙스완 될 거예요? 저기 블랙스완. 네, 포토존? 어디 포토존 왔어? 포토존에 한번 가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응. 여기 앉아봐. 거기 앉아. 네. 먼저 넣고. 귀여워. <laughs> 뭐야, 뭐야, 뭐야. 귀여워. 이거를 하고 사이즈를 조절. 아, 네. 그럼 아, 봐봐, 되게. 여기 아, 귀여워. 여기 앉아봐. Pag